거주하는 임구원장 대우자가 수입과 대출을 합쳐 계좌이체로 아파트 대금을 지급했다며 현금이 쓰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사는 자금 사용처를 김용 부원장 사이 줄다리기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완전 단... 보거지 덩어리들 덩어리? 那？那是天气。 있다 말이죠. 약을 먹겠습니다. 근데 위 보호약인데 하나도 보호 안 되네. 졸라 아픔. 효과가 어? 어, 어, 너무 예쁘니? 금요일 아침으로 먹어야겠다. 금요일 아침으로 먹고 아침, 어, 그럼 일요일 아침으로 먹으면 주차할 사례가 많아. 미친 거 아닌가? 맛있겠다. 이거 진짜 맛있게 생겼네. Amy bought us painted meat, and now I have. 아, 다녀가신다. 가보자고. 편식 가득. 뷔페를 안 먹어서 수근수근수근수근 일꾼인가 봐 수근수근수근수근 갑자기 속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아, 배 아파 운동 못 가겠어 와, 와. 배고파 저는 어떡하죠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배도 고파 지금 배고프니까 견과류를 가져갈 겁니다 4시간 동안 쏙쏙쏙쏙 안 사먹기 도전! 새로운 니트였습니다. 이제 한 시간 넘고 휴게소에 왔어. 너무 졸려서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먹어야겠어. 죽는 거보단 당뇨에 걸리는 게 낫겠지. 와 신난다 운전 중계 되면 배장을 끊었지만 지금 경주 가다 황천길 가게 생겼으니까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좀 피가 돈다. 너무 맛있어. 哥们。 최시호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산 차례원 현기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챔피언 결전에 멋진 대수견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어, 팬이에요. <laughs> 벌써 뭐요? 야 무슨 일이야 골넣어나 어시스트도 했어 아 봤어 잘했어 추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이 이거 이거. 이게 저거요? 각! 아, 저 너무 힘들어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이죠? 6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강의 듣고 집 가서 택배 뜯고 4시간 반을 운전해서 2시간 반 동안 밖에서 응원을 했네요 순댓국 먹어야겠다 그쵸 우선 숙소에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걷겠어 아 근데 혹시 도시 얼마나? 뭐 저희가 식당 그안 드셔도 돼요. 안주를 뭘 먹어볼까? 경주? 어찌어찌 경주였으니까 경주국 맛이 나. 아 따뜻하다 여기 갈까? 크림 파스타 드릴게요 네. 근데 그 와중에 열아살 맛있겠다. 뭐가 제일 맛있다고? 크림? 약간 노제 같네. 예, 예, 예. 어? 말해도 돼. 저 사람들 얼마 내가 고수를 누구? 사진 찍고 그치. 다음에 오려면 여기 피자. 음, 음! 맛있어? 음, 무슨 맛이지? <laughs> 마시멜로 같지 않은데? 근데 뭔가 달고나 냄새. 이거 그거 아니야? 노란 현빈 엄마가? 안 듣고 있어? 나 방을 한명거리놨잖아 방에 있지. 이쁘다 스팸팽이 오. 어, 나가면 어, 없는 크기야 오늘 또어 뭐, 이거 닦아야겠네 응? 오늘 또 이거 닦아야겠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